엄청 큰데?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괜찮은 것 같아. 이거 뒤집어 입어도 그냥 패딩 같아. 얘는. 네. 껌 색깔이 똑같아서. 그냥 팬인 같아 응 그렇게 보면 그냥 팬인 것 같아 괜찮다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시간이 다 종료합니다. 1단계요. 1단계 거기는 필요하신가요? 네. 이걸 안 넣어서 그런가? 아니 아니 나쁘지 않은데 맛은 전혀 다른 맛인데? 그래? 응. 생겼다. 두번 한 번밖에 안 먹었잖아. 왜요? 이게 두 번째잖아. 네? 그냥 완전 완전 달라. 진짜? 음. 응. 이렇 먹어봐. 이게 더 맛있지? 아니 이건 완전 비슷한데? 그지? 완전 비슷 너뭐 넣었어? <laughs> 이거지? 응 이건데? 근거 완전 다른 맛이지? 응, 영어 완전 다른 t h a n Música 이 진짜 별로 맛이 없던데. 그냥 뻑뻑해. 이게 스콘 아니야, 이거? 뭐 그게 같은 느낌 아니야? 버터 스콘. 그니까 이런 정도도 아니야? 고추 참치 있잖아요 음. 그냥 그거에 밥 먹는 거도안 돼 있어? 그냥 그 고추 참치 간이야 야 이거는 니꺼 음. 괜찮지? <laughs> 우리 왜 숨었어요? 뭔지 식당을 그냥 보내. 음식을 할 때는 딱내 뭐? 넣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말 들었어요. 지난번에 방범창도 고마웠고 진짜. 그거가 서울 공기 청정의 시작 SNBS 골든 공기 청정기 하면은 역시 신라면이지 농심 신라면 제니피커로 매일 승리와 수녀 삶을 관리하고 동안 기부 그 한방울에 남긴 그 약간 그 샤브샤브집 같은 데 가고 이러면 샐러드 소스에다가 약간 그런 느낌? 아몬드는 소소하고 바삭하니까 아삭아삭 바삭바삭 이두 조합이 너무 괜찮은데요? 어이없네. массажа 우도 들어가? 음, 시원하게 먹으 갈까? 쳐다보지 마. 맛있는데? 너무 맛있는데? 좀안 짜?